가끔은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이기도 하고 나랑 영원히 살자 편안해 보여 안 쓸쓸해 보이고 안 쓸쓸해 흘러가는 것도 가능하니까 가득하니까 나는 이제 멸망이 아니야 그냥 너랑 같은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을까?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얼마나 for 보고 you. 싶었는데 Wasn't looking for 네가 어떤 마음으로 love 살았는데 till I 그런 found 얘기를 해. Oh, na, na, for love till I found Skin to skin, breathe me in. Feeling your kiss on me, lips are made of ecstasy.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는 않으나 너를 더는 보지 못한다는 것은 두려웠다. 우주를 잘한 사람으로 축소하고 한 사람을 신으로 확대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살 때는 늘 시험부 같았는데 시험부가 되니까 그게 영원히 사는 것같아 그때 있잖아 병원에서 우리 마주쳤을 때 넌 나보고 무슨 생각해서 깨어는 거야? 아 그때 동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